동철아! <laughs> 갑자기 소리 질러요 <laughs> 갑자기 소리 질 동철아? <laughs> 동철아 동철아 아니고요 동철아가 아니고 아, 동철아 동철아 동철 제한번다 거의 보정기가 아니고 보정기부터 끼야 되겠네 좋아요와 구독 근데 사고는 약간 목소리가 남자 같기도 하고 왜 자꾸 남자네 약간 걸보라면서 아니 뭐 걸보도 뭐 남보도 그건 모르겠고 술 한번 더 먹고 가자 한번 제가 먹여드렸으니까 먹여주세요 와 사람 또 한방 미기네 또뭐 좋아하는데요? 프라이드 좋아해요 <laughs> 반반 무 많이요 어. 뭐야 그게? 반반 무 많이가? 무 많이 많이 먹는다고 물을 아 무시 무시? <laughs> 우리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 같아 너. <laughs> 진짜 방금 진짜 아저씨 같았다.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방금 진짜 아저씨 같았다. 력이라고내 담배병이 직접 밑에 났거든. 정신아니 몇몇몇 년생이고? 76년 3월. 3월이가. 어 음력. 그럼 니. <laughs> 음력. 니 그러면 내보 어. 형형 불러라. 나는 2월생이다. 이분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와요. 온다고요? 온다고. 네 와요. 정말 진짜 여 봐봐. 오잖아. 어, 우리 다들 살아서 만나요. 야. 야야야내 집이다 내 집, 내 집. 제 앞에 한 명 있었는데. 집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 있네. 오 nice 와 nice 라이온님 nice 두, 두 마리 더 있어 두 마리. 집에 붙었다. 돌에 돌에도 있다 여기 돌에도 있다. 아. 3번님 앞에 돌에 있어요. 3번님 앞에 도래 nice. nice 집 안에 있다 집에서 뒤로 간다 집안에 한 마리 여기 여로 갔다 4번 핀 어? 네. nice. nice. 맞자 잘한다 맞자.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super save. 동자리 그만 잡고 깜짝아 지금 말을 못한다 옆에 사람이 많아 동철아! <laughs> 갑자기 소리 질러요 <laughs> 갑자기 소리 질 동철아? 동철아 동철아 말고요 동철아가 아니고 동철아 아, 동철아 동철 대학마다 거의 보정기가 아니고 보정기부터 끼야겠네 갑자기 날 왜부르데 아까 불렀는데 대답 받다는데 니 불러요 다 부르고 싶은 거 전부 다 따로 가는데? 니는 뗏목가 있고 이번님 어디 가요? 어디 아 이번 진짜 젊은 아니. 친 진짜 와난 자기 자리 들어왔지 아니 나를 살려줄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4번이 뺄게 없어 빨리 와요 4번이 혹시 자 돈 많은 거 알아요? 아 <laughs> 그래요? 아 이번이 어. 근데 나연이 차가 벤츠인데 잘못 택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요 아 그럼 어, 어, 이번님이 더 부자라 그러니까 이번님이 조금 더 어리다면서요 에이 피는 의미 없어 일찍 죽어야지 다 <laughs> 사람이 명이 길면요 그것도 다 죽어라 일찍 일찍 죽어 죽어 해야 되지 근데 3번님 고향이 어디예요? 말투가 네, 연변 아버이 남자 남자 연변을 맞춰 <laughs> 저사번님 마산이라면서요? 네. 그럼 저 가까워요, 거기서. 부산? 아니요, 대구요. 아, 대구 말투 그래요. 맞아 <laughs> 말투 엄청 쎄. 아, 아. 근데 부트캠프 갈 거라 상관없어. 그러 그러니까 초, 초무 같은데, 와, 당 떨어진다. 와, 이뭐 당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배지밀만 4개 묻어, 와. 배지밀 왜 이렇게 많이 묻어? 아까 몇 살이야 그랬죠, 4번님? 33살이야. 33살이면은 한 12년만 더 있으면요 배신비를 4개씩 묻는지 알게 됐거든요 아 88년생이네? 네, 팔팔이. 근데 우리 아, 네, 같이 한 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아, 맞죠? 올리세요. 유튜브 맞죠? <laughs> 몰랐어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맞네 걸, 번 맞죠? 아, 맞죠.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비가 많이 먹어도 그건 안 나니까 근데- 인수빈 뭐라 했노 아까 아이라며 알았어. 맞지 진수야? 이분 저 걸보 같지 걸보. 아니구 근데 걸보 아니고 걸보인데 걸보. 걸리면 걸린다고 걸. 야, 니 또 손 떠나. 들었나? <laughs> 어, 당 떨어졌다, 니. 아, 나 손 떨려서 이게 들어가는 되겠다. 3번님 출발. 아, 앞에. 3번님 출발. 에? 출발. 나 3번 안 합니다. 니들 <laughs> 가자. 내가 출발. 아니 몸빵 씌우는데 이분이? 아니 내가 잡아주려고 그럼 내가 갈게 님이 잡아줘요 고고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죽이는 건 내가 할게요 오케이 와 안돼 어, 야 어, 아니 막판에 죽으면 어떡해요 아 있다 있다 있다 잠깐 그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바로 바로 바로 앞에 아이고 한 킬까지 분명이다 돈나 길 건너 길 건너 아, 야 1핀데 아, 잘쏴 잘쏴 잘쏴 잘쏴 뒤로 떨어져 잘쏴 잘쏴 잘쏴 어 물거 없나 좋다. 와 실화인가 이거? 와 일집에다 일, 집에 아, 아니 왜 이런 애한테 죽었어요 아, 3번님? 칼 맞고 죽었다고 얘가? 그럼 저. 어, 어. 4번님이 칼 뜯어가지고. 맞았다. 맞았다 따자님 50개 감사합니다. 백아 감사. 저거 뭐야? 야구 빵빵이도 막다 죽었는데. 아 그래 내 애들 아아 그 제 아제 아, 아, 네, 동영상을 홍보하셨구나. 때렸어? 어... 어. <laughs> 아 에임 지린다 헤드샷도 와 고맙습니다 고맙다 파라다이스 아닌 뭐 말로 뭐 말로 어, 하지 말고 뭘좀 십자에서 아이고 3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라다이스 십자에서 그 약방망이 던진 적이 아 맞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어 뭐 깜짝이야 뭘좀 아. 줘요 뭘 줘요 배지민 제 예? 배지민 <laughs> 배지민 왜 줘요 배지민 <laughs> 그 정식품으로 줘요 정식품 36도에는 맛이 없어 어 살인데 뭐, 뭐, 뭐, 아니 글로 가면 안돼 막아줄게 막아줄게 기어가 기어가 아니 아니 막아줄게 저쪽이야 저쪽이 저쪽 저쪽 아니 뒤에 뒤에 뒤에 언덕에 기어가 기어가 들어가 안돼 안돼 안돼 죽어버렸어 여기 치킨 모 왔다 왔다 왔다 창고에 왔다 창고 안에 왔어요 컨테이너 또들어다들어 반대 창고 있어요 아이템이 다 아이템. 아 왜? 아. 아깝다. 얘는 얘는 뭐냐? 와, 사킬 하나 쳤다. 재밌었습니다, 걸보님. 네, 저 저도 같이 해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들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어서 네. 같이 오래 했습니다. 아, 구독 한번 할게요. 아, 구독 한번. 다음에 가면은 예, 필요하면 그 브레이스 언제든지. 아. <laughs> 그 2만 5천 원 입금하고 불러요.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빠빠. 네, 네. 안녕,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